약간 날씬하게 하고 하원을 그냥 놔두었을 때 뽀빠이 뽀빠이 뽀빠이 발처럼 모양이 정말 이상해지기 때문에 네 안녕하세요 레아트 성형외과 강윤희 원장입니다 원장님 오늘은 팔뚝살 관련해서 Q&A 진행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좋아요 팔에 살이 찌는 이유가 있을까요? 물론 많이 먹고 선천적으로 체형이 원인일 수 있겠지만 호르몬이나 나이와도 좀 관련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팔 같은 경우는 모든 여성들의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사춘기 이후에 호르몬 때문에 팔이나 허벅지에 셀룰라이트가 쌓여서 아무리 식이요법이나 운동요법으로 살을 뺀다 하더라도 절대로 음. 빠지지 않는 부위가 바로 팔뚝살이에요. 너무 슬픈 얘기를 해주셔서 <laughs> 팔뚝살은 운동으로는 안 된다. 강민희 원장님 찾아와라. 음. 이 말씀을 지금 해주신 거 네네. 팔 지방 흡입을 할 때 보통 어디부터 어디까지 해야 직각 어깨 일자 라인이 완성될까요? 많이들 직각 어깨가 되기를 원하셔서 찾아오시는데요. 어깨 부위부터 팔꿈치까지 이렇게 직각으로 만드셔야 되는데요. 어깨 부위랑 브라 라인도 같이 진행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완벽하게 직각 라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도 어제 앞에서 보면 겨드랑이 쪽이 신경이 쓰이고 팔을 들거나 하면 늘어지는 팔살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거기도 많이들 고민하는 부위예요. 겨드랑이 같은 경우는 계란 하나씩 갖고 있죠. 일자로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팔을 옆으로 들었을 때 살이 많이 있는 곳인데요. 저고리를 입었을 때 이런 모양이 된다고 해서 일명 저고리살이라고 하는 부위예요. 그리고 이 저고리살이 지방 흡입을 가장 많이 하는 부위에 해당이 되고요. 앞에서 볼 때보다 뒤에서 볼 때 가장 많이 보이는 이 부분을 저고리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팔에 살이 많이 늘어나서 오래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되면 지방으로 인해서 늘어난 피부가 탄력이 떨어져서 더 처지게 되는 그런 부위에 해당이 돼요. 팔에 저고리살이 늘어나면서 옆에 부풀어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어깨 라인보다 넓고 둔해 보이고 그런 고민을 갖게 됩니다. 차렷 자세를 할 때 팔이 이렇게 일자로 되는 게 아니라 깔때기처럼 역삼각이 되는 그래서 아주 보기 싫은 그런 모양이 되죠. 그래서 뭐 팔 지방 흡입을 할 때 각도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수술을 해야 되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테크닉이 되게 중요한 거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람마다 팔이 어깨에서 팔꿈치까지 긴 사람도 있고 또 짧은 사람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도 좀 다 고려하면서 수술하시는 거예요. 아, 예. 수술을 받는 분이 어떤 모양을 원하는지 기준을 맞춰서 조금 길게 보이거나 조금 더 가늘게 보이거나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원장님의 노하우가 중요하다. <laughs> 네, 그렇습니다. 약간 자문적이습니다. <laughs> 방금 설명해 주신 게 그 상완이라고 하는 부위인 거죠? 아, 네. 이게 상완이 의학 용어인데요. 어깨, 팔꿈치, 손목까지 나누었을 때 팔꿈치 윗부분을 상완이라고 하고 팔꿈치 아랫부분을 하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로 수술은 상완 부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뒤쪽 부위하고 안쪽, 여기를 안쪽이라고 하는데 이 부위를 주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뼈파이라든지 직각 라인을 원하시기 때문에 이쪽도 같이 수술을 하는 360도 지방 흡입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완벽한 직각 라인을 위해서는 팔을 옆으로 했을 때 뼈팔이 된다 할지라도 이렇게 내렸을 때 넓어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겨드랑이라든지 브라 라인까지 정리를 해야만이 팔을 내렸을 때 완벽하게 직각 라인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알통이라고 아, 네, 네. 하나요? 네네. 네네. 네, 거기는 좀 흡입이 어려운 거죠. 삼각근 부분이 옛날에는 수술을 안 했던 부위인데 앞쪽과 옆쪽 라인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해결이 안 되면 어깨 부분에서 볼록 튀어나오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삼각근 부위도 라인 정리를 위해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와는 지방이 적고 근육이 좀 많게 느껴지는데 보통 어느 부위에 지방이 많이 분포하나요? 하와는 상완에 비해서 근육이 많고 지방이 적어요 하지만 상완만 날씬하게 하고 하완을 그냥 놔두었을 때 마치 뽀빠이 팔처럼 가늘고 두꺼워지면 모양이 정말 이상해지기 때문에 하완도 같이 정리를 하는 걸 권유하기도 해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은 밑에 이 부위가 많이 처지거나 많이 쌓이고요. 이쪽 부위에 쌓이는 분도 있지만 이쪽은 근육이 좀 많아서 좀 더 그 정밀한 테크닉을 요하는 시술이 되기도 합니다. 원장님 항암적 수술 많이 그래도 하시죠? 아, 네, 많이 합니다. 정말 원장님 설명대로면 일자로 쭉 뻗은 팔라인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웨딩 촬영이나 결혼 앞두고 있으신 분들은 목선을 여리여리하게 좀 만들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려면 목이나 승모근 부위도 관리가 필요해 보이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아, 네, 당연히 방법이 있습니다. 웨딩 촬영을 할 때는 대부분 이제 어깨가 노출되고 이쪽부터 이제 다 노출이 되는 상황인데 옆에서 봤을 때 라인이 어깨와 목선이 예뻐야 되는데 이거를 오드리 헵번 라인이라고 저는 이름을 지었어요. 옆에서 이쪽이 튀어나와서 모양이 이렇게 똑 떨어지지 않고 hump처럼 돼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버펄로 험프라고도 하고 있어요. 웨딩드레스를 입었거나 작 자켓을 입었을 때 옆모습이 아주 예쁘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경우 버펄로 헝프도 같이 정리를 해야지 이렇게 똑 떨어지는 오드리 햇번 라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깨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사람이 있어요. 승모근이 좀 두꺼워져서 그런 경우인데 승모근 보톡스를 같이 주사를 해서 예쁘게 라인을 만들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그 뒷목 그쪽 부분도 다 흡입? 아, 네. 다 가능합니다. 네, 예쁘게. 팔 지방 흡입 후에 일상생활에는 무리가 없을까요? 네, 팔지방 흡입하고 나서 움직일 때 통증이 있을 수 있지만 일상생활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그 일상생활 가능하다고 해서 몇 끼를 든다든지 아령을 든다든지 이런 거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어, 예쁘게 일자라인 해야 되는데 근육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모양이 이렇게 울퉁불퉁 근육 모양이 생기면 원래 원하는 라인을 만들 수가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무리하고 과격한 운동은 2주, 3주 정도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지방 흡입으로 효과를 제대로 보는 유형은 어떻게 되나요? 어, 당연히 지방 흡입 수술은 지방을 빼서 라인을 만드는 수술이기 때문에 지방이 많은 분들이 효과가 좋고요. 체중이 증가해서 팔이 두꺼워진 경우는 모두 다 효과가 좋습니다. 선생님 반대로 이런 분들은 팔 지방흡입을 비추천한다 하는 게 있을까요? 비추천이라기보다는 이제 효과가 좀 떨어지는 분들인데요 팔이 지방이 적고 근육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뭐 남자분들 상상하면 되는데요 바디빌더들처럼 지방은 얇고 근육이 많이 발달된 분들은 빼야 될 지방이 적기 때문에 좀 효과가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 팔살은 가장 마지막에 빠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다이어트가 진짜 힘든 부위다 보니까 지방흡입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원장님 답변이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설명한 부분이 팔이 굵어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이상 레아트 성형외과 강윤희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